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, 오늘은 여기 앞에 있는 요시 있잖아요 요시가 거의 독수리인 줄 알았어요 그 발톱이 엄청 많이 자라가지고 발톱을 잘라주려고 하는데요 앵무새들은 굉장히 사람 얼굴들 잘 외우고 똑똑해가지고 잘라주는 거를 눈을 보고 하면은 굉장히 삐져가지고 나중에 물거나 사람 손에 올라오지도 않고 주인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독수리 발톱처럼 자란 우리 요시 발톱원을 잘라줄 건데 그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눈치도 빨라가지고 자 귀엽죠? 자 암컷인지 수컷인지 아직 모르는데 DNA 검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으로 직감으로는 암컷인데 이제 말도 안녕 정도는 할 줄 알고요. 많이 컸어요. <laughs> 으쌰 겨드랑이 요시야 겨드랑이 한번 해줘봐 겨드랑이 겨드랑이 반대쪽도 옳지 음이 잘하네 자 우선 준비해야 될 것은 사람이 쓰는 손톱깎이 그리고 눈을 가릴 수 있는 이, 아, 수건이 필요해요 이 수건이 없으면은 얘가 이제 얼굴 누가 잘랐는지 이제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, 걸리면 안 되거든요 해볼게요 요시야 일로 와봐 미안한데 아빠 손이 와봐 음 어허 까불렁 까불렁 응, 음, 못 날아요 아직 아 미안해 아아 아, 독수리 발톱 아아 아, 이거 보세요 발톱 엄청 날카롭죠 아아 아, 아, 아. <laughs> 자 미안해 자, 엄청 싫어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느꼈어 느꼈어 얘가 아싸 미안해 미안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빠르게 해야 되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능숙하게 할 줄 모르겠어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야 아이고 여기는 제가 조금 짧게 잘랐는지 피가 나와요 아, 미안하다 끝에만 살짝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끝에만 살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됐어요 <laughs> 도망간다 이제 <laughs> 아 이제 자르고 이제 실었는지 요시가 도망가요 요시 미안해 응? 뭐. 그래도 안녕 하는 거야? 미안해 요시야 미안해 괜찮아? 응 음. 괜찮대요 요시야 미안해 응? 피넛 좀 음. 그리고 제가 깎는 거를 눈이 마주쳤거든요 수건 들치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래도 용서를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손을 계속 깨물어주고 애교를 부리네요. 어 진짜 피가 나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해 요시야. 에이 예, 요시야. 대신 히 아빠가 해바라기씨 줄게. 해바라기 씨 줄게. 어? 딴진 거 아니지? 이거 먹을 거야? 아, 이건 좋아. 알았어. 음. 해바라기 씨는 안 먹네 희야 여기 더 있어 이거 먹고 하이하자 그럼 응? 이게 하나 더 먹어 미안해요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집에서 발톱 자르기 성공했는데 아 하나가 피가 나서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눈 가리고 발톱 끝에만 날카로운 부분 끝에만 살짝만 이렇게 발톱깎이 손톱깎이로 잘라주시는 겁니다 어, 처음이라 좀 많이 발악을 해서 좀 놀랐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이쁜 친구한테 사과하고 하면은 마음 받아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오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야 맛있게 먹어라 아이고 맛있어 깎아 먹을까 좋아